상규입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laughs> 향수. 잘 뺐어. 네, 그런 모습.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 다들 힘내서 몸 건강히 어, 전역할 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아 화이팅! 네. 아,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녁 할 때까지 이렇게 어, 기다려주셔서 제가 꼭 열심히 활동해서 꼭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알싸? 아, 예, 또 제가 저녁을 한 것도 한 거지만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몸 건강히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만 다행이세요. 마이크 내려놓고 마이크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올라가자. 아, 잘 지내셨습니까? 방금 저녁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실 굉장히 멀리 있는데 강원도까지 와주셔서 너무 사진 찍는데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어, 일단 저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굉장히 건강히 잘 분소화를 했고요. 또 어, 앞으로도 기사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꼭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띵동 민호리님이 성규님에게 질문합니다. 입대 중에 인피니트 노래를 들었나요? 들었다면 무슨 노래를 들었나요? 입대 중에요? 저는 입대 중이면 군생활 하는 중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훈련소에 있을 때 그 당직 어, 사령님께서 내과 하자라고 틀어주신 뭐 적이 <laughs> 계셔가지고 기상성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거 말고는 제가 딱히 찾아서 들었나?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저희 때 하고 나서 멤버들이 팬미팅을 했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나 없이 얼마나 잘하는지.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 저는 사실 지금 가족들이 와서 왜, 아, <laughs> 행복한 건데. 그래서 가족들이랑 어, 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휴가 때도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을 예정입니다. 그게 가장 하고 싶었습니다. 효도하세요. <laughs> 라는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딱히 어, 아 그리고 제가 군악대에 있을 때 한번 이 장소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입소식 날 그때 그냥 군악대 대원으로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신 분이 남자친구가 입대를 해서 여기에 왔는데 오빠를 만나게 돼서 계속 남자친구 옆에 아니고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실감을 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 잘 계시죠? 첫가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군대 갔다 와서 새로운 꿈이나 목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있으면 그게 뭔가요? 알려주세요. 이라고 어, 새로운 목표는 사실 제가 그때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 어릴 때는 항상 제가 꿈이 20대 때는 슈퍼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 제가 뭐 이렇나요? <laughs> 근데 지금은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 어, 제가 그동안 좀 어, 못했던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목표가 좀 생겼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지나간 일 후회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어떤 이런 어떤 좀 공백기가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후회가 되는 일이 몇 가지 <laughs> 있고 어, 나중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꼭 기다려준 사람들한테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목표입니다. 일단 제가 사실 어, 파견 생활도 오래 하고 했는데 성렬이가 연애를 하고 왔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때 제가 성현이랑 사진 찍었었나요? 어 그랬구나 그, 그랬구나 성현이가 그때는 이제 이때 전이라서 왔었고 사실 다른 때는 제가 제품 뮤지컬 공연을 할 때 우연도 공연을 보러 왔었고 동우도 이때 전화 왔었고 우연도 이때 전화 왔었고 성종이도 이때 전화 왔었고 예, 다들 이때 전화에 한 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렬이는 열심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병사들아, 힘내라. 그리고 이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포이버 팬미팅에서 성대 오빠가 성대 오빠 사진 잘안 정말 안 띄운 거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 몰어요 왜냐면 제가 그, 팬미팅 때 노래 부른 거는 그 인터넷으로 찾아서 봤는데 이게 전체 실황을 보지 못하잖아요.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었군요. 오늘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람이지? 뭐지? 저 면허 왔을 때 찍은 사진. 몰래 찍은? 너무 좀홀가분하니까또 아쉽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리고 안 떨릴 줄 알았는데 기다려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나한테 그냥 줬으면 바로 열고 뮤지컬 넘버를 연습하면서 엄청 불렀을 테니 그걸 제외한 거예요. 평소에 흥얼거린다든지 혹은 행사 때라든지 사실 뮤지컬 넘버를 많이 진짜 불렀고 흥얼거리는 거는 이제 공연했던 그 병사들의 노래를 제가 그냥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어, 진기가 왔을 때는 샤인 노래 좀 불렀고 권이가 왔을 때는 죽어도 보내고 좀 불렀고 제가 그 노래 그럼 그들을 너무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질문? 지은님이 오늘의 TMI는 배우나 가수가 아닌 김성규는 어떻게 지냈나요? 아 저는 오늘의 TMI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 저는 그냥 인간 김성규는 사실 잘 지냈어요 진짜. 군대 있으면서 살도 진짜 많이 쪘고 지금 다시 좀 빼고 있는데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 어 되게 군것질도 많이 하고 원래 군것질을 많이 안 했었는데 정도까지 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되게 잘 먹고 어, 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 막 건빵을 혼자서 두 봉씩 옆에 있는 다른 훈련병들 말리고 그러다 하고 돌아가신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저는 굉장히 잘 먹고 휴가 나와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제가 활동할 때처럼 사실 뭔가 신경을 쓰거나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어디까지 찔 수 있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한 최고 한 10kg 정도까지 쪘었거든요 근데 금방 빠지더라고요 또 저는 그랬을 겁니다 네. 부럽죠? 성규 오빠 저는 항상 오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오빠 노래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곤 했는데 성규 오빠는 인스티리시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 저는 음, 이제 군인들이 요즘 핸드폰 사용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인터넷으로 제 옛날 영상들을 좀저도 찾아보면서 <laughs> 이게 아, 사람이 안 볼, 저는 원래 제가 나온 걸잘못 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고 저의 자존감을 다시 높이고 어, 보고 싶을 때마다 저는 이제 제 콘서트 영상도 많이 찾아봤던 거 인피니트 콘서트 영상도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와 아, 정말 애기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요 그리고 또 성렬이랑 같이 구성을 할 때는 성렬이가 저희 데뷔 무대도 굳이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형이 이랬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도 이랬었다 하고 서로 놀리기로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인스피릿이 그리울 때는 그런 공연 김다비님이 저녁을 하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까요? <laughs> 조금만 불러줘요. 와 이게 차에서 들었어요 사실 저녁을 하고 그 뭐 다들 아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넬이라는 그 노래를 옛날 노래인데 Ocean of Light라는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저는 군생활 그 하면서 제가 입고 있었던 옛날 동창들도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동창 중에 이제 지금 직업군인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해서 입대했다고 얘기도 하고 제외하고 멤버들도 회사 식구들도 진짜 회사 식구들도 보고 싶더라고요. 네? 유우도 가족 아 부모님 되니까 아, 어, 윤우도 엄청 많이 커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이제 말도 삼촌이라고 아, 원래는 저한테 삼촌이란 말을 못해서 빠삐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 깎은지 잘 저도 모르겠는데 진짜 나빠서 윤우도 지금 서울에 와 있어서 이따가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가인님이 군대에서 행실했을 때가 있었다면 그때 뭐 하면서 지냈나요? 어, 군대에서 수다를 사실 많이 떨었어요. 네, 원래 뭐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laughs>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항상 떠는 오 울면서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심하 때는. 시간이 심심했어야 되는데 양은 친구이 입대할 때 머리 깎아서 다시 도토리 교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되게 사실 뭐안 부끄러웠다고는 뭐 100%는 아니 그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많이 부끄럽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도 한번 머리를 너무 짧게 제 마음대로 자른 적도 있고 되게 편해요 그러면 어, 저 본인은 사실 입대할 때 어떤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없었는데 입대하고 나서 이제 그때 사진들을 이제 좀보내주시더라고 인터넷 편지로 이렇게 그때 보니까 조금 아 그냥 모자를 쓴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귀엽다고요? 맛있었던 음식은 시켰도 말이에요. 네. 이제 다시 맛볼 수 없겠죠? 이스키님께서 병장 시절 후임들 분기 위팍 잡는 선임이었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 같은 거. 잘 챙겨줄 거 이영준님께서 군대에서 성가를 만난 느낌은 어땠나요? 어, 진짜 너무 반가웠고 나중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만나니까 성렬도 얼굴이 많이 군인이 돼 있더라고요. <laughs> 뭔가 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어, 마음도 짠. 근데 또 적응 잘 하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대견스럽고. 네. 병사들아 힘내라. 이하연님께서 오빠 신규어 중에 삼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힌트는 지금 오빠와 저희 사이를 누리는 말이에요. 삼귀다? 삼귀다. 요즘에 나온 말. 먼저. 아 세상에. 김세린님께서 지금 군대 복무 중인 멤버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병사들아 힘내라. 오원대님께서 한 전역하고 인스피이랑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나요? 어, 지금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공연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음. 제 노래를 안 부른 지가 진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취미가 있나요? <laughs> 제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원래 제가 그 크리스찬이긴 한데 답지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게 빨리 끊어야 되는데 군것질 안 하고 서운하고 보기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 군대에서 성렬이랑도 PX 맨날 같이 가서 맛있는 거사고 민석이랑도 항상 맛있는 거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아니나 제대로 기다렸을지도 모를 성규 오빠 인스피릿 얘기를 한 거겠죠? 혹시 디데이를 세고 있었다면 쟤네 며칠 전부터 날짜 계산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는 모든 군인들이 그러겠지만 입대 한 날부터 셉니다 정말로 이거는 모든 어딜 가도 그냥 지나가는 분한테 며칠 남으셨어요 하면 정확히 나와 저녁이를 입대일부터 생기 시작해서 그냥 저 건드려도 몇초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저도 그랬고요 네. 아 성렬이도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아 확실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권나 영님께서 입소했을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처음 입소했을 때 그때 그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옆에 훈련병 좀 말렸던 기억이 있어 왜 그러냐고 <laughs> 그런 거랑 그리고 어, 인터넷 편지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주말에는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편지를 읽는 시간도 썼어요. 네. 네. 그리고 정말 많이 먹어서 <laughs> 초코파이 먹런 거,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먹고 대왕님께서 오빠 팬미팅 끝나고 서울에 뭐 타고 가요? 아 인스피시 인스피릿랑썸 타고 이렇게 무슨 말이죠? 전카리바을 타고 갈 예정입니다. 네. 회사 차죠. 네. 어뭐 썸도 <laughs> 타면 좋은데. 서울 타고 서울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신수영 님께서 훈련 중에 이건 내가 제일 잘했다 했던 것은? 사실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치지 못했어요 체력이나 뭐 각계전투나 행동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 아이들이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다. 제식? 네. 왜냐면 수료식 때 부모님이 제 모습을 보고 네가 아닌 줄 알았다. 너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각이 잡혀있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수연님께서 입대 전에도 동안이었던 성규 오빠 입대 후에도 <laughs> 동안을 유지할 기력이 있다 아 제가 동안이라고 생각을 사실 잘 하는데 가끔 하는데 그 뭔가 비교 뭐 그런 건 없는 거 같고 저는 그냥 어릴 때 노안이었어요 뭐 사실 정말로 그래서 중학교 때도 거의 이 정도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들 형인 줄 알고 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딱히 뭐 없습니다 네. 그냥 어릴 때 노안이었다 뭐 크게 웃는 거 네. 그 정도 말고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수현님께서 멤버들 중 군대 생활이 가장 걱정되는 질문는 군대라는 곳에서 그냥 자유로운 친구라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저기 좀 걱정이 되니까실 시끄럽게 할 수는 아니지 그리고 동호도 연락 진짜 많이 와요 부럽다고 사실 많이 부러워할수록 걱정이 되거든요 부모가 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것 같아서 이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laughs> 사실 뭐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뭐 소감문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laughs> 어, 좀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는데 많이 긴장이 돼서 사실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싶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어, 그래도 이렇게 얼굴들 봐서 너무 좋고 네. 어, 커피 잘 마셨어요 네잘 마셨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네? 무슨 팬이? 아 니하오 정 쓰시고요. 사실 어릴 때 중국어를 많이 배웠었는데 다 까먹었죠. 어, 일단 저는 오늘도 이제 다시 서울 가가지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 이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좀 초췌하죠? 주제하 아, 알겠어요. 어. 아, 이렇게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진짜로 고맙고